비주얼이 아주 좋습니다. 자, 우리가 먹는 것은 황태찜. 황태는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노랗게 말린 것이 황태입니다. 국어찜인데? 국어찜이라도. 국어찜이에요. 국어는 또 뭔데? 그냥 먹으시죠. 아, 인생아. 그렇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다 깻니깻니음 미나리입니다 아 미나리 무침 미나리 무침 번데기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번데기 먹는다 어? 먹는다. 어, 마지막 건데기까지 먹어 먹는 그냥 시킨 가이드니 그냥 건더 시키면 북어 명태를 그냥 시키면 북어를 먹어보겠습니다. 자 북어 어 맛있겠죠 말린 거. 와. 북어지. 콩 나물도 있고 두부도 있습니다 두부 두부 두부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이건 같이 먹어요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감자도 들어있습니다 감자 어, 대체적으로 맛있어요 음 감자도 잘 삶겼네 요 밖을 음. 감자가 너무 맛있습니다. 감자가 두부도 많이 들어있고 우와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자 많이 먹으니까 밥이 필요 없는데 밥을 시키지 말고 음, 그걸 지금 소자 33,000원짜리 소자 하나만 시키면 되겠네요 밥을 다 못 먹겠어요 밥은 딱 한 공기 두 사람이 한 공기 아니면 그냥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다 먹어갑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기 또 두부사리도 넣고 콩나물사리도 넣고 넣으면 될 건데 배가 불러서 이 더덕구이 비교가 안 돼. 비교가 안 되네. 역시 눈꽃만큼 요만큼 줬잖아. 같은 한정식인데 호텔 한정식하고 양이 엄청나게 많아. 그 다음 북어 북어이북어이 맛있네 음 나물 음 산나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맛있는 걸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네요 식당 어머니 음. 와, 딱 맞아 금방식 금방 한 반찬 냉장고에 있는 반찬 음. 너무 맛있어 여러분 너무 맛있어 양건 조림 양건 조림 이게 두릅 무침인데 너무 맛있어요. 두릅. 두릅을 양념을 맛있게 하셨네. 포장하고 있는 모습. 너무 맛있어요.